하나 둘셋 예. 임팩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와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어요 네. 여긴 바로 하네다 공항이죠 네, 네, 오랜만에 오네요 오늘 일본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텐키가 음, 2일 했네 좋네요 좋가2고이사아 2일 했어요 아예아 2일 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네. 인터뷰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인터뷰. 그렇죠. 엄청 많이 잡혀 있대요. 네. 네. 인터뷰가 많이 잡혀 있어요. 네.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 밥을 많이 먹어. 머리 잘 풀어야죠 머리. 머리가. 아 근데 되게 날씨가 따뜻한데요. 지금까지는 차 아니어도 그런 그런 거예요? 짠.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니흥 규동집이요. 그 첫 끼죠? 일본 와서 마구씨? 예. 네. 아, 네. 네. 아, 너무 나 못생긴 표정 지었어. 아. 와이파이가 사라진다. 빨리 빨리. 자. 정말 기대되네요. 네. 이게 첫 끼니까. 네. 일본에서 첫 끼예요. 네. 저는 또 트위터 서치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상희 씨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와이파이를 찾고 있는데. 아.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맛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맛이 어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밥 나왔어요 아, 이 비주얼은 뭔가 어 이제 그냥 편하게 드세요 제가 알아서 담을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야 어?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이 상상이 음. 가능하신 맛이에요 음. 서불고기를 네. 밥이랑 이제 얹어서 먹는 느낌? 아 지금 이종원의 3대 청아 맛있겠어요아 이거 소고기랑 치즈가 있네 오, 이건 여기 넘버원 넘버 여기에서 이 지방 다베모노 이 지방 메뉴 진짜 맛있어요 음. 제가 제엽이 먹는 걸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편하게 드세요 진짜 맛있네요 와 어떤 맛인지 그 되게 길지 않아요 응. 어떤 맛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 응. 약간 적지 아요 소고기 향하고 그 노란색 그 슬라이스 치즈 그 향이 퓨전을 해요. 아. 오. 그래서 이거 네. 여기 다 감싸버려요. 이거. 아, 이거 지금 엄청나요 지금. 네. 쓰나미 일어났어요. 아. 어. <laughs> 정말 맛있나 보다. 재엽이는 맛없으면 진짜 안 먹어요. 그 입안을 감싼다는 치즈 기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네. 와, 진짜 맛있던데. 언제 근데 좀 드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치즈에서 우리 웅재. 태우 씨, 자 맛을 표현해 주세요. 한입 드시고 상희 씨도. 어때요? 음. 어때더 맛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양식의 느낌이 있어요. 음. 맛있어요.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아요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네요 선호할 거아요 저는 치즈 되게 좋아하는데 치즈 향이 확 뭐라요? 맛있다. 우리 웅재도 한입주세요 한입 먹어봤는데 아 먹었어요? 방금 먹었는데 어 일량이 좀 세긴 하죠. 맛있습니다. 좋아요. 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끊도록 할 테니까 편히 식사하십시오 뭐,